광민아 내가 상처될 말이 뭔데 울은 김종민이 황민아와의 공개 연애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나는 심지어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던 두려움이먼 미래의 맹목적인 길에 대한 무지의 감각 때문에 나를 놀라게 했다. 8일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황미나와 열애 중인 김종민이 동료 가수 천명훈과 낚시에 나섰다. 이날 천명훈은 김종민의 요즘 뭐하고 지내냐 며칠만 났냐고 물었고 김종민은 벌써 101이 됐다고 전했다. 일단이 모든 세계를 이해하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뀔 것입니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내 에너지를 사용하고 더 나은 사. 람이 되십시오. 이에 천명훈은 황미나를 여자로서 좋아하냐고 물었고 김종민은 뇌구조를 그려보면 미나 씨가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클 거다. 좋아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종민은 감정이 싹트니 겁이 난다 내가 공. 개 연애를 한 적이 있지 않냐? 남자도 남자지만 여자한테 손해가 있다. 누구를 만났다. 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더라 라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길을 가고 있으며 물질 세계와 마음속의 여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정말로 감히 살 수 있고 감히 자신의 삶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천명호는 김종민의 미나 씨도 공개 연애에 동의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김종민은 혹시 안 좋아졌을 때 걱정된다. 상처 주기도 싫다고 말했다. 이어 천명 후는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보다는 내가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 있을 테. 니까라고 조언했다. 김종민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린 황미나는 친구에게 속상. 했던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황미나는 김종민에게 생일상을 차려주었는데 고맙다는 말대. 신 미안하다고 했다며 그냥 고맙다고 하고 좋아해주면 행복했을 텐데 왜 미안하다고 얘기했을까라고 말했다. 결국 오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며 혼자 결론을 내버렸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낚시터를 방문했던 황민아는 김종민에게 먼저 장난을 쳤고 김종민은 춥게 입고 온 황민아를 위해 패딩과 따뜻 한 차를 구해오는 정성을 기울였다. 더욱이 김종민은 지난번 생일상에 대한 담례로 오늘은 내가 다 해줄게 라며 보양 닭백숙을 끓여줬다.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황민아는 김종민이 생일상을 받은 후 보였던 고맙고 미안하다는 반응에 속상했던 속내를 진솔하게 전했다. 황민아는 오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나도 그냥 적당히 방송에 보기 좋게만 해야겠다. 너무 진심을 담아 했나 보다. 내가 좀 자제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전했다. 이에 김종민은 오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진짜 좋다. 너를 힘들게 한 거 아닌가 싶어서 고맙고 미안하다. 고한 거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다. 이어 김종민은 내가 말을 아끼려고 노력을 했겠니? 내가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민아는 내가 상처될 말이 뭔데 라고 되물을 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정민은 내가 표현이 서투르다 제발 울지 마라며 항미 나를 위로했다. 김정민은 표현을 오그라들게 하지 못해 일상에서 하는 얘기가 진짜야 라고 거듭 이야기했다. 황미나는 그냥 말을 더 많이 해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솔직한 대화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훈훈한 기운. 이 감돌던 순간 황미나가 101 계약이 끝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때 김종민이 모르겠다. 그건 이라더니 제작진한테 물어봐야 되나라며 예상치 못한 답을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 모습으로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막 에서는 김종민과 황민아가 코요태 공연 무대에 올라 팬들 배 공식 커플임을 밝히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김종민은 황미나를 공연에 초대했다. 황미나는 무대를 보면서 노래와 안무를 따라하며 즐거워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개그맨 고명환는 여자친구가 온 것으로 안다는 하김정민의 말에 황미나를 무대로 불렀다. 황 미나는 팬들의 환호 속에 무대 위로 올라왔다. 김종민은 진짜로 만나고 있는 거냐는 고명환의 질문에 그럼요. 지금 심장이 너무 떨린다며 설렘을 드러냈다. 무대가 끝난 뒤 황민아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가지고 코요태의 대기실을 찾았다. 신지는 황민아의 김종민을 18년 동안 봤다. 그런데 너무 티가 나더라. 셀카 찍고 풍경 찍고. 해. 왜 나가면 와이퍼이에 신경 안 쓰던 사람인데 와이퍼이도 신경 쓴다.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잘 되고 있나 보구나 씨. 어따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은 철저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연애의 마드로 인연을 맺은 김종민과 황민아는 최근 100일간의 계약 연애를 마치고 1년간의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다. 이라는 기분이 아니었는데 미나 입장에서는 이럴 때난 만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라며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내 감정을 너무 꽁꽁 삼했다고 말했다. 또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결혼 기사에 대해 난 이런 기 사에 단단해졌는데 미나는 처음 겪으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 결혼 기사가 나면 얼마나 부담이 됐겠냐고 전했다. 하지만 김종민은 그 부분에 대해 황미나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기사가 나오고 너무 많은 곳에서 물어보는데 이걸 일일이 해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 놨다.